2021년 3월 21일 여행 21탄 스타트 고 공포방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건물들은 어떤 여러가지 어, 하나의 마을입니다 예예예 예, 예. 예, 예. 아, 헷갈린다 나도 헷갈린다 자저 건물이 아마 메인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건물 출입구에서 중앙을 바라봤을 때 저 건물이 메인이라고 있습니다 저 메인 건물은 좀만 이따 갈게요 실내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계십니까? 뭔 소리야? 어? 누구, 누구세요? 어? 어? 어? 어? 잠깐. 와! 와! 와! 누구십니까 혹시? 혹시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잠깐만요. 예, 예. 어, 어, 잠깐 하지 마세요. 와! 아! 와! 여긴 내가 낄 자리가 아닌가? 여긴 내가 낄 자리가 아닌가? 아, 아이씨! 아이씨! 저 여기 문혜의 움직 아, 아, 잠깐만 피할게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 여러분 식당 갈게요 식당 일단 아 여러분 일단 식당을 갈게요 와 식당은 또 존나 긴장됐네 식당은 괜찮아겠죠 여러분들 예 식당은 괜찮을 겁니다 예 와 냄새 뭐야 음. 뭐야? 어디야? 어! 와! 어! 와! 아! 여기 어! 어? 분명히. 가까이! 어?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아, 잠깐만요. 그렇지, 그렇지. 잠깐만요. 저기요 자저 이제 가겠습니다 그십니까? 어디야?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어, 신고해도 상관없어. 어. 거기 누구요? 거기